똥꼬 발랄 차차. 차차 누구야? 저 누구야? 응? 뭐 어디로 가지? 찾자. 찾자 누구야? 누구야? 봐봐 누구야? 누구야? 아키나 차차 동생이에요? 차차 알겠. 어 차차 동생? 차차 어떻게 이렇게 안 줘? 어. 동생이야 동생 타짜 타짜 동생? 타짜 동생이야 Thank you.